阿杰。 작전 아빠 곡괭이로 200kg 넘게 넘고 자면서 들었어? 나 들었어 Great Ocean Road started as a project to create a work for the public 세계 1차 대전에서 온 사람들을 내외 자면서 다 들었어 입 먹고 있다 어이. 잘 먹네 신기하네 티켓팅 완료